대한민국 백발백중의 나라 고구려에서도 쌍문동에서도 석관동에서도 신설동에서도 세계에서도 원래 그렇게 타고난 나라 지방흡입에서도 타겟팅의 신화는 365MC가 이어갑니다 타겟팅 코리아 365MC